손잡이를 올리거나 돌리시면 됩니다. In case of an emergency, emergency track lights will turn on and guide you to the exits. To open the exit, 출 미끄럼대를 부유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뻐. 호박죽이래. 호박죽. 호박죽이다. 음. 오픈 샌드위치 좀 썰어주시면 안될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음. 맛있어요? 음. 음. 음. 제대로 구워졌다. 이게 예뻐. 아, 이거 찍고 싶다, 기술이. 식이욕조 이솝 어메니티가 있습니다 이대로 해요 반신용 그러면 음, 이거 있었어 바디 필로 받았습니다 음. 어른인 맛. 근데 이걸 먹으니까. 음! 크림도 괜찮아. 또 맛있다. 포도 호텔은 세계적인 건축 작품자 제일 교포인 이타미 준의 작품으로 꿈을 그대로 담아낸 건축으로서 가지 양식 두 가지로 가장 앞장에서 보시는 포도찬 저희 대표 메뉴입니다 뒷장에 다른 조식도 준비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되고 그쪽이 내장 어떻게 저 우동? 이거? 음. 어떻게 돼요? 저희 한 두세 개 하고 이거는 각자 각자 뭐. 조금씩 하면 몰넣 어떻게? 음. 설빙은 음. 뭐 냉동 쓰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음. 나 망고 안 좋아하는데 심지어 음, 혼자 있으면 처음에는 뭘 계획을 하면 사람하고 뭘 같이 하는 걸 계획을 해야 돼 그래야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혼자 집에 있으면 네. 이제 또 어디 가시나요? 음. 그래? 맛있어 역시 역시 마갈린이야 아니 먹고 싶었다고? 아니 미역국인 줄 알았어. 어, 그니까. 음. 똑같이 잠만 나 먹어도 이걸 먹어도 될것 같은데 치즈케이크 어차피 D&D는 점심이 2시면 끝나니까 못 먹고 숙성도에 음. 웨이팅을 해놓고 음. D&D가 더좋다 오케이 음. 드셔도 됩니다 진짜 맛있다 음...